<sighs> Ah, oh shit. yeah, nice. 뭐? 어, 어. 땡큐 보내고 어떤 따뜻하게 팔이 짧네요 나이스 <laughs> <laughs> 이게 필달이지 에이 하른 있네 내가 다 나만 나만 따 나만 따를게 안돼 <laughs> Einnehmungsweg. Oh!